네, 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인스타360 언박싱에 이어서 실사용기를 조금 해볼 거예요 저도 쳐보니까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해볼까요? 일단 설명서를 좀 보자면은 한 3페이지 정도 한글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사용시 주의할 사항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특별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버튼의 사용법이라든지 어플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만 조금 잘 보시면은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냥 어플을 깔고 <laughs>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,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네, 약간 <laughs> 카드 지갑 같이 생겼죠 들어가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시작해 볼게요 라이 에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악세사리를 간단하게 사용을 하고 어플로 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, 제이팡님 실제로 써보니까 어때요? 괜찮은 것 같아요? 아, 네, 뭐 영상 찍은 것도 보고 했는데 재밌는 영상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가족들하고 여행 갈 때 쓰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특히나 음. 이제 360도로 찍어주니까 많이 추억도 남길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구입하게 된다면 이걸로 고프로를 솔직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,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스팀 스틱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블랙타임 사용하라고 이제 놓은 끈 같아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끈도 대충 묶어 놓은 듯한 그런 <laughs> 마감이 느낌이 네. 살짝 들거든요 지금 웬만하면은 어, 스틱을 사시는 게 <laughs> 어, 블랙타임용 어. 이거 제... 어. 아, 이 느낌은 되게 강하거든요 지금 네. 안 끊길 것 같긴 한데 한번 나을 것같긴않겠 날아가는 거 아니야? 지불놀이야 뭐야 아 스틱 사길 잘했어 아 끈달고 블랙타임 할 때는 절대 뛰지 마세요 왜요? 아, 얘 착지할 때 땅에 부딪힐 것 같아요 아. 돌리다가 멈추는 순간 이렇게 땅으로 바로 떨어지니까 부딪힐 것 같아 불안해서 불안하죠 네. 약간 근데 이거 진짜 여기 매듭부터가 조금 뭔가 좀 <laughs> 따르게 할 수는 없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냥 묶어놓은 듯한 느낌이 못쓸것 같아 그죠? 이건 좀 위험하고 돈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시요 야외 너무 더워서 오늘 날씨가 진짜 여름이에요 지금 실내샷도 찍을 겸 아까 실격 들어왔거든요 그날 영상의 리뷰를 찍고 나서 계속 못 찍고 있다가 편집을 하려고 보니까 마무리를 제가 안 찍었던 거예요 마무리를 오늘 찍을 겸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인스타360 원엑스를 사용한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점은 그 가격 대비해서 360도 카메라가 없어요 지금 쓸만한 게 인스타360 원엑스는 360의 화각을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hyperlapse라던가 아니면 블랙타임도 쉽고요 네, 그럼 단점을 말해볼게요 솔직히 <laughs> 말하면 단점이 좀 더 많은 카메라 같습니다 일단은 이 카메라는 제가 봤을 때는 메인 카메라 first 카메라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, 양념 같은 카메라 어떤 한 컨텐츠를 찍을 때 얘만으로도 다 찍을 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러기엔 좀 가격이 조금 아쉽고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일이 굉장히 커요 4K, 5.7K 화면을 360도로 다 정보를 담다 보니까 핸드폰에서 그거를 좀 쉽게 하시려는 분들은 그 용량이 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금방 그리고 제가 컴퓨터로도 해봤는데 이게 또 한 번 컴퓨터라면 인버팅을 해서 그 동영상 파일로 빼낸 다음에 작업을 해야 돼서 좀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또 파일 크기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좀 저는 이런 면들이 좀 많이 불편했어요 솔직히 사용하면서 그리고 아까 제 후기 리뷰에서 보셨겠지만 실제적으로 블랙타임 같은 거를 사람들 많은 관광지에서 저렇게 돌릴 수 있겠어요? 물건에 맞는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맞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, 아찔하죠. 근데 일단 360도 화각을 찾는 요즘 컨텐츠들이 많잖아요.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. 그래서 충분히 괜찮은 화질에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카메라인 것 같아요. 네,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입니다. 네,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만날게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안녕!